네, 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이죠 네 일단 오랜만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5월 6월 7월 지금 8월인데 7월까지 계속 일 때문에 편집하고 영상 찍고 한다고 좀 바빴어요 어, 오랜만에 컨텐츠 하니까 조금 어색해요 <laughs> 여러분들 잘 봐주시고요 오늘은 음, 무슨 얘기를 할까 좀고민은 많이 했는데 어, 오늘은 짐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음, 그 짐벌 뭔지 아시죠? 아, 이렇게 이런 걸 짐벌이라고 하는데 저도 짐벌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세대 정도가 생겼어요 네, 지훈 크레인 플러스 짐벌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얘는 소니 RX100 Mark 4가 달려있는 지훈의 스무스 Q 짐벌을 좀 개조해서 만든 짐벌이에요 제가 가장 많이 개인적으로 쓸 때는 가지고 다니는 짐벌이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 전에 샀던 네, Osmo Pocket이죠 꺼졌네요 제가 오프닝 준비하다가 다시 켜볼게요 네, 네 오징어 포켓 짐벌입니다 제가 오늘 왜 짐벌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은 어, 얼마 전에 론인 SC가 발매가 됐어요 굉장한 가격에 굉장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는 론인 SC가 발매가 됐습니다 제가 아직 써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Ronin SC가 굉장히 좋은 짐벌 같아요 제가 뭐 해외 유튜버 리뷰나 아니면 국내에서도 유명하신 분들 리뷰를 많이 봤는데 가격도 정말 훌륭하고요 기능들도 굉장히 많아요 Force Mobile이라든지 tracking DJI에서 잘하는 tracking 기능이라든지 지금 그 인기가 엄청 나서 홍대에서 1차적으로 가져온 오프라인 물량이 바로 동나버렸고 지금 뭐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새로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저처럼 짐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업그레이드나 기변을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짐벌들이 중고로 많이 풀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Ronin SC가 맞는 분들은 Ronin SC 신제품을 구매하시되 어, 떤 분들한테는 지금 이 Ronin SC 덕분에 나온 많은 중고 짐벌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컨텐츠를 찍게 됐어요 Ronin SC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payload가 일단 2kg이에요 maximum 그 지금 제가 저를 찍고 있는 뭐 알파7이라든지 미러리스 기계들은 약간 600g, 500g, 700g 요 사이에서 body 몸무게가 정해져요 그 렌즈도 뭐 가장 비싼 GM 렌즈 뭐 다른 타 기종의 L 렌즈, N 렌즈 이런 무거운 렌즈를 달아도 mirrorless는 maximum 무게가 1.5kg를 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로도 2kg 조금 나 여유 공간이 있죠 그래서 그 정도에는 SC가 굉장히 좋은데 예를 들면 이렇게 DSLR 이상급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 시네마 카메라 C100, C200 나는 DSLR도 있고 mirrorless도 있어서 둘 다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어 라신 분들한테는 지금 요즘에 중고시장에 나오는 크레인2나 Crane Plus 그리고 로인 S까지 굉장히 지금 요즘에 중고나라에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매물이 많으니까 가격이 다운이 됐고 신품 가격으로 거의 지금 절반 아래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중고 가격으로 좋게 구입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 범용성으로 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미러리스 하나만 영상을 찍는 분들은 제외하고요 사실 짐벌의 많은 기능들을 실제적으로 360도로 돌아가는 롤링이라든지 뭐 이번 SC에 나왔던 Force Mobile이라든지 많은 기능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쓸 일이 많이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짐벌은 우리가 안정적인 촬영 동영상은 안정적인 촬영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네. 오늘 그럼 간단히 짐벌 이야기 해봤고요 지운텍에서 보니까 새로운 기종이 또 발매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매물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짐벌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 DSLR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어 이제 나도 영상 좀 찍어봐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대안 꼭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그럼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고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여러분 다시 만날게요 안녕